왔어 데니스 말루 TV의 말루입니다 오늘은 데니스 씨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음, 맛있는 걸 좀 먹어볼까 해서 초밥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 일단 여기 백화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바로 가보시죠 하시죠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어, 감사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분은 소울메이트이자 저희 학교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이명기 회장님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 다 했잖아 저는 그러면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연어 타닥인지 송어 타닥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주 맛있겠죠? 진심 놀아요 비주얼이 어, 너무 많이 지나간다 빨리 겟해 간장을 톡 찍어서 일단 방금 먹은 거는 되게 약간 연어 같아요 연어 맛도 나고 맛있어요 또 먹어볼 의향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우가 나왔는데 이거 쓰러져서 다음 걸로 튀김 먹지 마. 진짜 맛없어. 나, 어, 나 내가 맛없다고 할 정도 진짜 맛없는 거 알지? 진짜 조금 많이 었어 그리고 계란말. 다음은 새우예요. 이게 아예 생새우 같진 않아요. 그냥 살짝 데친 새우 같아요. 음.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다잘 네. 먹거든요 진짜 까다로우신 분들은 네. 모르겠는데 비빔맛도 별로 없어요 다음에 뭘 먹을까 사격개시! 어란이 붙어있는 고등어인 것 같아요 고등어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고등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특유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고등어 잘 먹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비린 맛은 있어요 고등어 배만 없으려면 진짜 힘들어서 이런 데도 지금 그리고 어란이 가득 차 있어서 되게 씹는 맛이 오도오도 아주 맛있어요 전부간에 못 봐? 뭐 괜찮더라 어차피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전 저번에 왔다가 거기서 그냥 10만원어치 먹었는데 그 영상이 날라갔어요 편집 못하는 경우 거거든요 테니스 형이랑 왔는데 중국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중국을 먹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따로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굳이 뭐 따로 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전복도 아주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먹어볼 거 한치 같아요 한치 타닥 한치를 불에 그을리고 그 위에 중국식 조미료인 찌란을 올린 거죠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치는 약간 오징어 특유의 끈적함이 있는 것 계초밥을 제작했어요 계초밥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저는 엄청나게 호예요 극호예요 계란초밥 계란말이는 나 혼자 된것 같아요 그 위에 장어 같은 게 올라가 있어. 요 네. 장어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계란말인데 먹어볼게요. 계란만 따로 조금 먹어볼게요. 계란말이만 있었으면 좀 부족한 맛을 데리야끼 소스로 잘 잡아줬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음, 아주 바르르 하네요 음, 콜라 꿀팁 알려드릴게요 돌려주세요 생따기를 돌려서 빨대를 꽂아주시면 돼요 이런 고정이 돼요 아무튼 30초씩 한번 해봐 모를 때까지 새우를 가지고 왔어요 자숙새우 같아요 한번 제친구 같은 느낌 찐, 거, 찐새우 같아요 찐새우 새우 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를 따주세요 머리 딴 구멍을 그대로 다리로 비집고 들어가주세요 뜯어버려 그냥 뜯어 그러고 나서 껍질 부분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벗길 수 있어요 벗기시면은 그러면은 점원을 불러서 달라고 하면 돼요 몇 개씩 몇 인분씩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여기서 꼭 시켜주세요 메뉴판을 이건 따로 주문한 연어 닭갈비가 접시두 개 준 이유가 이거 하나에 6원이에요 그래서 접시 두개 12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쌀 먹어볼게요 싱싱한 맛이 나요 그렇게 막 질이 안 좋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는 4개가 나왔거든요 총 4개예요 4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접시 하나당 1개 그래서 4개가 나온 것 같아요 따형 접시 두개 갖고 내가 다 먹고 좀 먹을래? 이거 먹을래? 고기가 되게 좋아 보여. 먹 어. 일단 고기가 굉장히 해자해요. 밥을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해자해요. 먹어볼게요. 음, 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그래서 원은실 중에 제일 맛있다. 후추 향이 좀 강한 것 같아. 나 후추를 좋아해. 약간 버거킹 와퍼 뭐 느낌? 응. 블랙페퍼 와퍼? 응. 그런 느낌? 아, 진짜 배부른데? 이거 여섯 개. 더 먹어야 돼. 20개 채워야 어?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연어회도 있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비늘이 조금 묻어있거든요 솔직히 말해 횟집의 연어보다는 좀 별로예요 방금 먹은 연어 부위를 보면은 뭔가 계획하고 이제 자른 색감은 아니에요 약간 짜투리 고기 느낌이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안한거 나왔습니다 김장어죠 먹어볼게요. 한국에서 먹는 장어초밥은 약간 살코기도 많고 담백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담백하긴 담백한데 담백함 안에 느끼함이 있어요. 장어의 그 장어 특유의 느끼함이 여기서 나요. 근데 이 정도면 먹을만한 것 같아요. 참치가 없다 그랬는데 공기가 굉장히 잘 잘 흘러요 보이시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놀러